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의 메뉴가 마카롱 파티 베스킨레빈스에서 메이크업에서 편의점에서 샀어요 마카롱들은 마실 거는 색소 도는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م 라호 ل ه make कॉपी copy पूजी की मत करो बिस्मिल्लाह रहमान रहीम Keskin Nubbins.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고 어, 이 베스킨라빈스 마카롱은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고 어, 체리 잼도 들어가 있어요 마카롱은 너무 달아요 레몬 맛이 나요 라임 맛이 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 달아요 메이크업이 마카롱 폼크러쉬인가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맛이 나요 어차피 어오움 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메이커피 마카롱은 저한테는 무지개 그거가 맛있었어요 페의존 마카롱은 엄청 달고 음 달달한 거 저한테는 좋아서 맛있었어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